안녕하세요. 라임모델 라임이에요. 그러면 오늘은 무슨 미니어처를 만들 것인지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? 그러면 본 영상으로 가보죠. 고고싱! 먼저 천사점토로 케이크의 그 밑부분을 만들어줄게요. 그럼 이 딸기 토핑을 박아줄게요. 저는 가운데에 딱 떡하니 받아둘려고요. 반려자처럼 이렇게 모양을 눌러주고 물풀 혹은 레진을 안에 부어줄게요. 전체에 붙진 않고 소량을 부어줍니다. 그 다음 박아줍니다. 예. 그 다음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잡아줄게요. 하트 딸기 케이크니까.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저예나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번 주 토요일날 생일이신 분이 있어요. 누구게요? 맞추시면은 선물로 제 사랑 앱 짠! 그럼 끝! 일리가 없죠. 위에다가 토핑으로 꾸며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풀을 이용할 거예요. 좀 특이한 방법이니까 잘 봐두세요. 으악! 이렇게 꾸며주는데요. 한 번 더 물풀로 코팅을 해준 모습이에요. 그걸 쫙쫙 눌러 펴줄게요. 이렇게 넓게 펴 발라주었어요. 그러면 이게 마를 동안 그릇에 꾸며보도록 합시다. 그릇은 뭐 어떻게 꾸미냐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토핑을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접시 대부분에 물풀을 발라주고 토핑으로 꾸며줍니다. 재미나 토핑이 은근히 많네요. 짠! 이렇게 예쁜 접시 완성! 그러면은 테가 다 말랐는지 보러 갈까요? 음, 어느 정도 마른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제 그릇에다 담아주겠습니다. 그릇에다 고정을 시킬 수도 있지만 고정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직 고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. 물풀 쭉 짜서요. 짠! 이렇게 초간단한 미니어처 완성! 그러면은 오늘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 한 번 눌러주시고 모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가람 삽 제가 사탕 드릴게요 사탕입니다 그러면은 안녕 <laughs>